하나만 얘기해도 안 땡기실걸요? 거기 정토? 거기는요 경전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? 아미타불 극락정토에는 여자가 없대요 남자들 남탕이라는 얘기잖아요 <laughs> 사실은 남녀 초월이다 뭐 이럴 수 있지만 경전에 굳이 그렇게 써놨어요 <laughs> 안 가겠습니다 <laughs>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생들을 위한 방편이에요. 여성은 성불 할수 없다고 믿는 그 인도 문화에서는 정토에는 여성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요. 또 그 여성을 중시하는 이슬람 문화에서는 마음에서 뭐라고 하죠? 천국에는 미녀들이 많아. 어떤 곳일까요? 천국은. 이런 거는 방편입니다. 방편에 속지 마세요. 그, 그것도 남성 위주의 방편이에요. 이런 방편들에 속지 마세요.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도 불교 문화에 그런 게 있어요. 지금도 있어요. 그 당시만이 아니에요. 지금도 여성의 몸으로는 성불 할수 없다는 이론이 불경에 이제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. 모든 불경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당시 특히 지배적이었어요. 그런 생각.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암암리에요. 그래서 다음 생에는 남자 몸을 받게 해주세요. 그 남자 몸으로 성불 할수 있게 해주세요. 이렇게 기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지금도. 음. 아직도 그게 뿌리가 안 뽑혔어요.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. 그게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그 유마경이나 이런 법화경의 가르침들도 몇, 몇 군데서 있었지만 대세가 어, 여성은 음, 힘들다. 정토는 학교입니다. 학교. 워낙 중생들이 무지하고 모르니까 온갖 감언이설로 중간에 보살들이 와서 꼬셔보는 거예요. 여성 없다는 게 꼬심이 될 수 있는 이유가요. 이런 거예요. 남성 위주, 남성 수행자 위주의 생각이죠. 이성 때문에 수행이 안 된다. 그래? 정토는 이성이 없대. 와 정말 공부 면학 분위기 최고겠네요. 이런 발상에서 나온 겁니다. 그리고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는 그런 편견과 그러니까 그런 걸 긍정하고 긍정한다는 거는 옳다는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다 믿고 있으니까 수용을 한 거죠. 수용을 하고 방편을 쓰는 거예요. 그 시대에 맞게. 지금은 지금에 맞게 써야지. 구시대적인 거 들고 나오면 안 돼요. 그래서 저는 경전에 있다고 다 믿는 그런 거 아주 싫어합니다. 지금 우리가 해봐서 아는데 그런 게 아닌데 참나 각성에서 남녀가 어디 있어요 거기 남녀가 정토도 바꾸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참나와 함께 에고가 주인공 되면 안 돼요 예. 내가 주인공이다는 하 거는 참나와 에고의 그런 콜라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